안녕 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그냥 뭐 좀 하고 있었어 아 그렇구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나도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 진짜? <gasps> 너 진짜 나랑 잘 통한다 <laughs> 어쩌고 저쩌고? 와 진짜 어쩌고 저쩌고 아 맞아 맞아 진짜 그랬다니까 와 나 진짜 어쩌고 저쩌고 찌찌지 어 진짜 찌찌 어? 어? 응? 오야 어, 나 너처럼 잘 통하는 애 처음 봐 진짜로 어 아 근데 너 혹시 슬라임 좋아해? 슬라임? 난 그거 좀 별로 어린애들 만지는 거 아닌가? 물컹물컹 그 액체괴물 말하는 거지? 어 나 그런 거 만지는 사람 좀 이해가 안 되더라 왜 그걸 만지는지 모르겠어 그게 재미가 있나? 어 난 잘 모르겠어 취향은 종중하라던데 얘들아 너가 온 줄 몰랐어 오늘은 직접 제가 제 돈 주고 산 슬라임 자랑 소개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갈 때마다 분기별로 꼭 들리는 슬라임쿡 홍대 매장에서 구매를 한 것들인데요. 다양한 마켓 제품들로 제가 다 사왔으니까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뭐 선물로 받은 적도 있지만 저는 제가 제 돈 주고 살 때는 진짜 제가 제 돈 주고 사기 때문에 어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슬라임을 한번 볼게요. 클리어류를 먼저 한번 만들게요. 첫 번째는 엔젤 슬라임의 아이스 리치. 이거는 되게 찰방찰방한 베이스인데 제가 이미 아침에 만져가지고 조금 기포가 찼습니다. 일반 클리어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고 싶게 만드는 안에 들어있는 이 리치를 표현한 당고와 이 잎사귀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다면 저는 모닝 슬라임을 만지거든요. 눈 뜨자마자 만져요. 그래서 맨날 뭐 누구 인기척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뜨면은 저희 언니가 맨날 뭐 밖에서 뭐 이상한 소리 나서 인기척 소리가 들려서 나가면은 제가 항상 이러고 에피 조절 틱틱틱 하면서 이러고 만지고 있다고 공포의 슬라임이래요 언니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제가 만지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향이 너무 좋고요 리치 향 이 찰방찰방 베이스 손에 묻지도 않고 물젤리 베이스 다음은 후카 슬라임의 알로에 슬라임이에요 이게 일반 클리어를 사기가 좀 그렇다 하지만 나는 클리어가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약간 대용량에다가 진짜 실제 그 알로에 알로에 겔? 알로에 젤 느낌 표현을 한 그런 컨셉의 슬라임이라서 아 이것도 제가 아침에 만졌어요 아, 원래 안 만졌으면 엄청 투명하거든요 진짜 거울이 따로 없어 어? 여기 기퍼가 좀 안쪽은 빠졌다 이렇게 아, 약간 진짜 알로에 색깔이고 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이거를 다 만지고 넣으면서 이렇게 넣으면서도 다시 손이 가서 다시 꺼내서 다시 만지게 되는 넣기가 아쉬운 그런 에어스입니다 얘 너무 좋아요 진짜 얘 강력 추천 클리어 좋아하시는 분들 말해 뭐해 진짜 나 이거 너무 좋아 슬라임쿡의 설탕빙수 지금은 아마 플레인슈가로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가 어우 얘는 진짜 저 만질 때마다 얘 감탄하면서 만집니다 안에 약간 오색?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보리, 보이나? 우유 냄새 달콤하고 고소한 우유 냄새 약간 이 하얀 색깔 엘머스의 부드러움과 이 크런치 빨대가 조화롭게 움직여서 어, 두 마리 토끼를 잡았어. 부드러움과 크런치를. 기포는 어우 덤이에요. 기포는 덤. 다음은 슬라임쿡의 에그타르트. 얘는 슈크림 향이 나면서 어우 되게 달콤해. 오 진짜 슈크림을 고체화시켜서 만지는 것 같아 원래 고체인가? 진짜 너무 부드럽고 좋다. 얘는 약간 슈크림 향이 되게 달달하게 나면서 엄청 부드러워. 그냥 일반 엘머스보다 약간 좀 뭐랄까 진짜 이렇게 아 뭐라 말을 표현할 수가 없네 이 좋은 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다음은 스프링 슬라임의 돼지 지글리 스프링 슬라임의 돼지 지글리 오 엄청 지글리에요 지글리 약간 물젤리 같은 느낌보다는 좀 너무너무 찰방찰방 거리는 손붙음이 있을 수 있으나 액티로 잘 조절해줘야 돼요 어 엄청 흐르네 근데 손에 잘 안 붙어 얘는 뭐 바풍 던지면 그냥 바풍이죠 이렇게 지글리나 철방 베이스의 장점은 기포가 빨리빨리 빠진다는 거 대신 흐름성이 좀 있어서 공중 플레이 하기에는 음, 약간 슬라임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리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원래는 돼지 파츠랑 같이 주거든요 돼지 뼈프이 파츠 근데 그거는 줄이 줬어요 쭈리가 갖고 싶어 하길래 이렇게 막 가지고 놀기 좋아요 지글리는 막 만지는 맛 다음은 키리모찌 슬라임 슬라임쿡의 키리모찌 슬라임 딱 그 우리가 아는 네모 구워먹는 치즈 키리모찌 키리모찌 이것도 엄청 띡해 그죠? 아니 근데 이 맑은 소리도 너무 매력있어 어떻게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폼이 안 들어간 것도 폼이 안 들어간 일반 이 풀 느낌도 미친듯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밖에 못 산 하나만 살 수가 없다니까 다 여러가지 사봐야 된다니까 하나로는 만족이 절대 안 돼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 매력이 제가 진짜 인스타그램에도 맨날 맨날 올렸거든요. 추천하는 슬라임이라던가 좋은 슬라임들 제가 진짜 다 구매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믿고 사셔도 됩니다, 진짜. 되게 슬라임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 가끔씩 여쭤보시는데 언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약속 시간 나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슬라임도 만들 겸 진짜 너무 좋다. 또 얼마나 이렇게 좋은 걸 만들려고 다들 열심히 연구하셨을까? 전 진짜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풀을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좋은 거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어우 어질어질 청각이 어질어질 이렇게 기포가 다 찼을 때 용기에 다 안 들어간다는 거는 기포를 완전히 다 뺀 다음에 소분을 해서 주신 거라고 지금 얘가 증명을 하고 있죠 보통 기포가 꽉찬 상태로 넣으면은 나중에 기포가 다 없어졌을 때 용량이 절반이 돼요. 근데 이거는 꽉꽉 눌러 담아주셨다는 증거. 요점만 간략히 해보자면은 어, 입문자, 이제 처음으로 슬라임을 만져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빵. 클리어류보다는 약간 화이트 글루, 검토가 들어간 버터류 쪽으로 먼저 만져보고 익숙해졌다 하면 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녹았으면 액티베이터를 넣으면 되고 굳었으면 약국에 파는 천원 정도 하는 글리세린을 넣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빠르게 슬라임을 리뷰해본 인절미였더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